알아볼래 아침 일찍 일어나 볼게 그렇게 싫어했던 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지낼게 여전히 피곤하고 귀찮지만 나는 노력하고 있어 난 네 말 잘 들으니까 너에게 Yeah.